안녕하세요. 제, 제 어색한 말. <laughs> 당신의 이름은 박재령일 것이고 21살일 것이며 당신의 직업은 크리에이터일 것이다. 아 사람 되게 잘 보신다 아 진짜요? <laughs> 제 이름은 이시윤이고 제 나이는 21살이고 <laughs> 직업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대전에 공대 다녀요 아 공대생이에요? 네 공대생이에요 어, 떻게 의외다 하이스트 다녀요 <laughs> 보는 대학 안 나왔는데 괜찮아요 똑같은 고졸 완전 저랑 완전 딴판이네요 아, 제가 지금 살짝 언게 또 이런 분은 대전에 없어가지고 <laughs> 이런 분이 뭐예요? 극강의 힘 <laughs> 당신의 이름은 김현우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3살일 것이고 당신의 직업은 편집샵 사장일 것이다 <laughs> 제 이름은 서민규이고 제 나이는 22살이며 제 직업은 가수입니다 가수요? 가수입니다. 저는 음치예요. <laughs> 혹시 요즘 작업하시는 게 음, 어디 부분을 들려드려야 되지? 어... 가이드 버전이에요. 네, 이런 느낌의 노래예요. 어, 약간 새벽에 들으면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당신이 살면서 1등을 해봤다면 학창시절 전교에서 성적으로 1등을 한 것이다 제가 의외로 전교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? 내가 살면서 1등을 해본 적은 미국 수능에서 우리나라 1등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1등? 네 국가대표는? 아뭐 아닙니다 운이 좋았죠 당신이 살면서 1등을 해봤다면 장기자랑에서 어, 1위를 한 것이다. 제가 말하기 조금 창피한데 어, TT를 줘서 1위를 했었거든요. 네? TT, 트와이스. 음,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. <laughs> 그러면 다음 옷 입어보는 걸로 할까요? 그럴까요? 네. 화, 화려하시네요. <laughs> 눈, 눈 둘 곳이 없네요. 제 생일이 7월이라서 이제 제 생일날 입을 만한 <laughs> 옷으로 한번 골라봤어요. 어? <laughs> 당신과 내가 직업이 바뀐다면 일주일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. 오, 저 딱 일주일 썼거든요. 그게 왜냐면 딱 그게 과제 내는 기간이에요 아, 과제 진짜요? 내기 직전까지 열심히 노시면 돼요 어 맨날 그 학교 앞에 투다리 가가지고 이렇게 놀기만 하면 은 당일 일주일 더 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네. 그래도 팀원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<clears throat> 저희도 뭐 똑같아요 야 과제냐? 아니 나 조졌어 음. <laughs> 나 거기까지 당신과 내가 직업이 바뀐다면 6개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당신과 직업이 바뀐다면 3일까지 버틸 수 있어요. 3일. 3일. 대충 한 3일 정도는 인스타 딱 켜서 아 대충 팬들이랑 소통 조금 해주고 <laughs> 라이브를 할 일이 생긴다. 뭐, 어, 사랑해 뭐 이러고 있을 건데. <laughs> 당신의 요즘 최애는 한요한일 것이고 이를 위해 한요한님께 DM까지 <laughs> 해봤을 것이다. 왜왜 한유한 선생님이세요? 아, 약간 그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. 아까 노래 들어보니까 제 최애는 네. 블랙핑크이고 <laughs> 이를 위해 physical 앨범까지 구매해봤다. 그쪽 최 <laughs> physical. <laughs>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 민망해 죽을 것 같으니까. 다음 어, 다음 넘어갈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지금 데이트룩을 봤잖아요. 어떤 데이트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? 저 놀이동산 생각하고 왔어요. 저는 한강 산책하는 것도 좋고 한강 뭐 분위기 좋은 바 같은 데 가도 좋고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아까 그, 드레, 그 원피스? 드레스? 뭐랑. 아 죄송해요 과했죠? 네, 좋았어요 뽑았죠? <laughs> 아 그리고 제가 사실 검색해봤어요 아까 대기실에서 저를요? 네이버에 뜨는 사람 <laughs> 아 진짜 엄마 저는 커서 서민기가 될래요 <laughs> 당신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연인에게 사랑한다 시발을 따라 한 적이 있을 것이고 효과는 80%일 <laughs> 것이다 네. 남자가 사랑할 때? 네형님 어, 사랑해 시발 그거 네 찰지시네요 <laughs>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고백 장면을 따라 해봤고 효과는 80%였다 응답하러 보셨어요? 네 서인국 선생님이 유정이한테 고백받았다 만나 지말까 네, 그거를 제가 따라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<laughs> 때? 세상에 당신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연인에게 드라마 속 애교들을 따라한 적이 있을 것이고 효과는 70%일 것이다 그, 그 쌈마이웨이 김지원 씨 애교 있잖아요 그런 거 에라는 <laughs> 그만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저재현한 거예요. 아, 내가, 내가 한 거 아니야.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연인에게 좀 마시면 우리 <laughs> 사귀는 거다. 를 시전했었고, 효과는 100%였다. <laughs> 정우성, 정우성. 그래서 마셨나요, 그건 당연하죠. 원샷? 당연하죠. 그거 하고 나면 뻘쭘하지 않아요? 이제 거기서 이제 에라는 한번 해 당신이 연인에게 들었던 최고의 멘트는 오늘도 아름답다 일 것이고 최악의 멘트는 또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어, 뭐 아름... 아름답다는 건 뻔하니까 넘어가고 <laughs> 여기도 의미가 좀 있어요 어? 어떤 의미? 예쁘다 네. 보다 뭔가 아름답다라는 말 자체가 좀 네.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사랑하는 음... 사람한테 들어요 제가 연인한테 들었던 최고의 멘트는 너는 빛나는 사람이야 이고 최악의 멘트는 너는 너무 어려 너는 너무 아, 어려 네 되게 연상 사귀셨나 봐요 보통 연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럴만하네요 아, <laughs>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본인이 나를 선택을 한 건데 왜 내 나이를 알고 나한테 뭐 다가오고 나를 만나고 했던 건데 왜 나한테 어리다고 질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위, 위도 너무 많은 것보다 4살까지가 적당하지 않나? 요1 살에서 4 살? 1 살에서 네 살. 저1살 <laughs> 위잖아요. 네. <laughs> 당신이 연인에게 들었던 최고의 멘트는 오빠랑 있으면 재밌어. 최악의 멘트는 음악이야 나야 일 것이다. 작업하면 연락을 많이 못하긴 해요. 양해를 구하거든요, 항상. 근데 그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. 여자 입장에서도 서운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다는 거. 제가 들었던 최고의 멘트는 같이 있으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아. 최악의 멘트는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예요. 제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인데 제가 좀 많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 얘기를 음. 듣고 확실히 그게 있긴 해요.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되는데 제가 어, 재미가 없어. 제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재밌어요, 제가. 배워볼게요. 저희 그럼 다음 옷 입어볼까요? 그럴까요? 이렇게 입은 게 사실 제 꿈이랑 관련이 있는데 전공하는 분야 토목공학과의 권위자가 돼서 학회에 나갈 때 이렇게 입고 가고 싶다 되게 잘 어울려요 아우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러고 다녀야 되나? <laughs> 당신의 전성기는 2020년일 것이고 2020년이 지나 쭉 상승 곡선으로 자신이 원하는 꿈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무슨 자존감 올려주기 프로젝트예요 지금? <laughs> 제 전성기는 작년 여름이고 3년이 지나면 연구실 지방령이 되어 있을 것이다. 지방령 올해부터 아, 있어서? 연구실에서 살겠죠. 되게 바빠지겠네요. 2년에서 한 5년만 버티면 박사 따 할 수 있게 되고 교수를 할 수 있게 되고 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당신의 전성기는 지금일 것이고 5년이 지나면 두터운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 것이다. 아주 좋은 얘기네요. <laughs> 표정 못 숨긴다. <laughs> 표정 못 숨긴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, 아, 저는 제 앞날에 대한 불안하지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. 아, 연따도 공백기가 한 13년 맞아 되게 오래 무명이셨죠.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유명해지신 아티스트가 많으니까 뭐 물론 지금도 이미 인지도 충분히 있으시지만 <laughs> 아닙니다. 막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시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네 <laughs> 성공하실 것 같은데 저 다시 말하지만 저 잊으면 안 돼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유 아닙니다. 칭찬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서 아 어, 눈물 나 눈물 나 <laughs> 이제 저희 마지막 옷 입을까요? 네저 똑같은 신발 있어요 아 진짜요? <laughs> 아쉽네요 색깔이 조금 다르네 아 비슷한데? 위에입니다. 아 위에요? 무시하세요. <laughs> 당신과 내가 연애를 한다면 다름에 끌리기 때문일 것이고 하지 못한다면 너무 다르기 때문일 <laughs> 것이다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약간 흥미가 확 궁금하고 <laughs> 네. 알고 싶고 당신과 내가 연애를 한다면 대화를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일 것이고 하지 못한다면 서로의 꿈 때문일 것이다. 음. 좀더 몸에 대한 시간 투자 때문에 한창 그럴 나이기도 하고 했습니다. <laughs> 번호 주시면 제가 앨범 나오는 날 연락드리겠습니다.